Música 기다려 그렇지. 이거 이거 이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?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일단 찍어봐. 그 가격 써 있던 거 눌러야 된가 보다. 얼마짜리였어? 그래? 야 이거 얼마짜리가 확인하고 와. 야 이거 안 찍혀. 200원. 200원? 200원. 200원. 안 돼, 된 그리고 거야? 주사위는 주사위 얼마죠? 찍은 거지? 주사위 주사위 한 개 500원 있지? 그 다음에 초코 무초 무 음, 캔디 바코드 어디 있어요? 바코드 어, 여기 여기. 어, 여기 있다. 얼마인데? 총 25,100원. 헐. 차에 있어 차에 지갑이. 봉투 큰 거 주세요. 봉투값 100원. 뭐? 봉투값 100원? 어, 어디다 100원. 아, 동전 넣는 게 있다. 100원. 100원, 100원. 무슨 맛이에요? 오렌 느낌. 이거 엄마 봐봐. <laughs> 이게 위엔가? 아 이게 위엔가 보다 이렇게.